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맥놈 아몬드랑 맥놈 클래식 누텔라 모디저스 구구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라마라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.